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롱 채널의 우롱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도쿄의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라는 매장이 오픈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전 세계 아직 다섯 군데밖에 오픈하지 않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라는 매장을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도쿄 스타벅스 로스터리 매장 위치는 나카메구로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역에서 나와 맞은편으로 신호를 건너신 뒤 쭉 걸어가시면 동키호테가 보이시는데 그 바로 뒤편에 아주 커다란 별다방의 상징인 간판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찾아가기는 아주 쉬웠어요. 아직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기 인원이 너무나도 많았던 스타벅스 로스터리 매장. 본 건물 옆에는 대기표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전자발권기와 대기표 등록을 설명해주는 설명서에는 모두 한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받으실 수 있겠고요. 대기표에 있는 QR코드로 이메일 혹은 라인 어플 등록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 대기 인원이 600명이 넘었던 건 비밀. 네 여러분 드디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일단 1층부터 4층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구성되어 있는 도쿄 스타벅스 로스터리 매장. 총 면적 900평이라는 크기로 지난 2017년 오픈한 상하이점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1층과 2층에는 총 60여 개의 커피와 차가 있는 로스터리 커피바 티바나 바가 구성되어 있었고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커피 공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위에 코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각 부은 원두를 각 층마다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우 굉장히 신기합니다 (3층에는) 커피와 차를 이용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에리비아모 바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컨셉이 바이다 보니까 알코올 종류도 판매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4층에는 라운지라는 형태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3층과 4층 모두 테라스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굉장히 좋은 뷰가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コーヒーの種類って何がちょっと違いかちょっと分からなくておすすめ的な 처음 보는 이름의 커피가 너무 많았는데요. 역시 잘 모를 땐 일단 물어보기. 스타벅스 리저브 하면은 각 매장에 그 특유의 원두를 직접 갈아서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매장인데요 그래서 이번 이 로스터리 매장을 와가지고 커피도 한번 마셔보고 또 메뉴들 종류들도 한번 알아볼까 해서 왔는데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대기 시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일단 너무 많고 분위기도 약간 클럽 같은 분위기 음악도 굉장히 신나는 음악도 많이 나오고 있고 색다른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확실히 스타벅스가 유럽 등지에서 손님들이 이제 점점 줄다 보니까 콩을 직접적으로 볶아서 분쇄기에 갈아서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약간의 퍼포먼스 개념의 가게를 만들고자 해서 이 로스텔이라는 매장을 오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놀러 오셨을 때 한번 오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만 하지만 평일 같은 경우도 제가 대기 번호를 받고 한 3시간 가까이 기다렸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시면은 한 4시간 정도는 대기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손님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스타벅스 매장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었고요 커피 두 잔에 맥주 하나를 시켰는데 벌써 한 3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타벅스보다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죠 네 지금까지 도쿄에 살고 있는 우롱이의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